안녕하세요 꽃도리와 꽃순이 아빠입니다 대형견 두 마리를 동시에 키우며 초반에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좋은 점은 반려견 자체 소형견이던 대형견이던 사람에게 우울증과 정신질환 공감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반려견의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것만으로 사람과 강아지 모두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뇌에서 분비되어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킨답니다. 남성들도 산후 우울증이 있는 거 아시나요? 옥시토신 효과는 산후 우울증 극복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대형견 두 마리를 반려견으로 키우는 직접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산책을 못 나가기에 집에서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어요. 입양 전에 대형견 두 마리를 동시에 입양하면 감당하기 힘드니 동시에 두 마리 입양을 반대하는 영상을 많이 봤는데요. 걱정과 달리 아직까진 둘이 힘 빠질 때까지 잘 놀고 뛰어다닌답니다. 대신 집은 엉망이 되고 청소는 하루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산책을 해도 되니 하루에 두 번 정도는 산책을 시켜주려 합니다. 그리고 힘이 셉니다. 거칠게 놀아요. 탕탕탕탕 노는데 한 번 시작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쉬지 않고 뛰어다니고 놀고 자는 걸 반복합니다. 새벽에 깨서 놀 때면 조용히 시키는데 애를 먹고 있어요. 꽃돌이가 꽃순이보다 보름 정도 동생인데 수컷이고 덩치가 더 커서 그런지 심하게 장난칠 때도 꽃순이를 받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빨리 크고 있습니다. 영상은 며칠 전 영상인데 지금은 더 많이 커졌어요. 특히 꽃돌이는 입양할 때 많은 또래들 중에서 골격과 덩치가 제일 큰 아기로 데려와서 그런지 쑥쑥 자란답니다. 처음과 달리 지금은 옆에 와서 핥고 만지고 붙어 있으려 하니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요. 반면 힘든 부분은 아직 산책 전 화장실 배변 훈련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배변 지우기, 털날림, 청소가 조금 힘들고 잘 때 빼고는 계속 놀고 싶어 해서 같이 놀다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실컷 놀고 자는 모습 보고 있으면 이쁘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꽃돌이와 꽃순이와 함께 하면서 느끼는 점들을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럼 모두 힐링 되세요.